공개되는 거야 이거 여기다 갖다 할래 여기다 다 할래 뭐를? <laughs> 이거를 어떻게 할래? 아 여기 있는데 이거 너가 너무 멀것 같아서 음, 음, 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갖고 올까? 그래서 이렇게 좀찍어지 거기에도 그냥 조금 먹는다고? 조금씩 아닌가? 어디다좀먹다는 거야? 아 귀찮아 기다려봐 우리 뭐 제로 이런 거 없지? 제로는 디노지 그거 같이 디노 나오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뭐, 뭐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릇, 조그마한 그릇 아 진짜 웃기다 안녕하세요 정한이 형이랑 저녁 먹으려고요 뭐 소리 잘 들리고 그리고 화질 괜찮고 필터 괜찮아요? 아 필터 안 써. 필터 안 한 거야. 사실 안 한 거야. 끊겨?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laughs> 강하게 살아. 왜 끊기지? 또 아유. 원 네. 뭐 항상 끊겨 이건 하나 있어. 그리고 또 아. 이제 밑에 또 아니야 괜찮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다들 밥은 먹었나? 우리 캐럿들 밥은 먹었나? 봐봐 뭐 아니야 괜찮은데 또 있네. 정한 형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켰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치 집에서는 응. 어. 나, 나, 그 는내 방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너 응. 나도 아, 서로 각자 방에서 있구나 응. 한번 장찌개 아 이게 배달이 도착을 했거든요 정환이 형이 온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벨도 안 울리고 아무것도 안 울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게 이게 그거 설명 좀 해줘 아, 한번 먹어보고 음. 저는 쫄면을 섞고 있습니다 먹고 노소수저로 했어 왜? <laughs> 무슨 경우 깨끗한 수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그냥 인터넷 보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장 뭐 비빔밥 그 뭐 뭐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요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네 맛있어? 응 오늘 메뉴가 뭐냐고요? 오늘은 차돌이에요 차돌 차돌박이랑 쫄면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laughs> 팔찌 팔찌 다 보여주기 아무튼 차돌박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밥 맛있게 먹어요 지금 딱 저녁 시간 아닌가 근데? 맞아 음 음. 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정한영이 사주는 차돌박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버 된 것 같은데. 먹자를 시작하기 전에 밥밥밥 밥이나 먹자 이거 정한이 이 노래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땀단이가 엄청 웃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밥이나 먹자요의 로고송이었거든요 이제까지 해봤어? 아니지? 아니 깜짝이야 진짜 밥이나 먹자요 밥밥밥 밥이나 먹자요 <laughs> 그 박자가 너무 웃겨 라면에 <laughs> 먹자 아, 형 이거 또 때려 패치 또 떨어질라 그런다 진짜? 여기 어. 맨날 왜 떨어져? 그냥 떼고 해야겠다 음. 점처럼 나 있어가지고 붙였는데 음. 음. 이거 아세요 여러분? 먹방 접시 저희도 생각보다 이런 구매 이런 거를 되게 뭐랄까 뭐라 해야 되지? 잘 사요 저희가 은근히 정환이 형 얼마 전에 음. 그거 뭐? 전기 포트 냄비 아 그거 아니야 그냥 카드사에서 보내준 거야 어 <laughs> 카드사에서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 야 공짜 아니야 내 거 포인트 그 차감되고 차감되면서 주는 거야? 음. 그럼 왜 주는 거야? 아, 근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포인트에 5만 몇 포인트가 있, 었어 어,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열, 전화가 오더라고. 음. 음. 뭐 땡땡 카드 이제 뭐 해서 뭐뭐 뭐 무슨 방수 면도기 뭐뭐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뭐 고르겠어요? 근데 얼마라고는 안 알려주는 거야. 음. 그게 몇 포인트 몇 포인트를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막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뭐 라면 라면 끓이는 포트 음, 있다고 음. 해가지고 어차피 라면 먹지도 않지만 그냥 맨날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어 저거 그냥 해, 해보고 싶다 생각은 했었어가지고 아 그거 주세요 했더니 포인트 알겠습니다 그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포인트가 이제 빵원으로 변하는 거야 오? 5만 원 얼마가 내가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치, 아무튼 그치. 응.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그거 하고 나니까 없어져가지고 이걸 내가 5만 얼마 주고 살 거면 그냥 쿠팡에서 샀지 이 생각을 또 혼자 했었던 5천 <laughs> 몇 포인트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5만 너무 한데? 맛있는 시간 보내셨나요? 봐봐 이 리뷰를 남겨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음. 이거는 도착한 지 지금 한 25분 됐다는 거 음. 또 쿠팡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응? 응, 나 맨날 말했어가지고. 응. 라켓보이즈 비하인드 솔로 말해달래. 라켓보이즈 비하인드 솔? 제가 저, 딱 저번 주가 이제 대학교 동아리 분들이랑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성규 형님이 진짜 열심히 진짜 아예 못 치던 사람이었는데 음. 이제 엄청 잘 쳐요. 근데 성규 형이 어떻게 하다 막 랠리가 길은 상황에서 성규 형이 딱 포인트를 냈어. 내가 저번 주 방송 이번 방송에서 이렇게 성규를 끌어안는 게 있어요. 끌어안자마자 처음으로 내가 음. 그 완전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어. 어, 어. 느끼면 사람이 꺼져서 다리가 힘이 탁 풀리더라고 음. 안고 팍 쓰러졌어 순간 이제 쓰러지자마자 이게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라 이제 탕팡 다리 주저앉고 헉 그렇게 쓰러졌는데 나도 처음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그런 빈혈기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그런 걸 처음 느껴봐가지고 진짜? 너 처음 느끼는구나 어, 그래서 그날 난 매번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데 <laughs> 그랬던 다리가 쫙 풀리는 걸 느꼈구나 어쫙 풀렸어 나는 며칠 전에 응. 보잉 세븐틴 촬영을 하는데 어, 다리가 싹 풀리더라고 그 싹 풀릴 이유가 또 있죠 그치 그치 네. 또 그거는 또못 말해주면 아, 맞아 아 너무 웃기 내가 딱 이렇게 선은 딱 안다고 오 좋네 그렇지 이 형이 다 말하는 게 아니야 네. 또또 한번 이제 모든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laughs>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컨트롤 할 테니까 저희 고잉 뭐 많이 하죠 최근에 아이 맛있어 음. 아 방금까지 되게 피곤해서 졸 뻔했는데 응 음, 나도 캐럿들 비하인드 썰 좀 풀어줘요 에피소드 맞아. 캐럿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차돌박이 먹어요 음. 된장찌개랑 쫄면 있고 음. 신기하다 오 왜, 최근에 왜? 수능 특집 고2사들이 수능 특집 보고 입덕했대요 음.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축하해요 그러면은 같이 밤밤밤 밥이나 아. 먹자요. 아, 좀더 감미롭게 불러줘.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밥밥밥 밥이나 먹자요. 아, 같이 아. 밥이나 먹자요. 정현, 정현이랑 나랑 딱그 뭐랄까 성격이 딱 다른 면이 방금 딱 브이라이브를 딱 시작하려고 했던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좀 약간 약간 이렇게 꾸미는 느낌을 잘 제대로 짓고 싶어서 하려는데 저랑 밥이나 먹자요 <laughs> 그리고 틀어 음. 아, 그게 필요해 어. 난 캐럿들은 그렇게 막 꾸미고 오고 막 이런 거 안 좋아해 맞아 그 다들 그냥 이렇게 싹 와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자 <laughs> 딱 하고 밥 먹고 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맨날 인, 마지막 인사하고 몇초 기다렸다고 해야 되는데 기억 못하고 그냥 꺼가지고 <laughs> 인사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내 방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하면 내 방이 보이잖아 언제 언제? <laughs> 여러분 아쉽다 그러게 차도 잘 시켰어 아이고 요즘 학교에서 에스쿱스 게임이랑 돈가스 게임이 유행 중이래 에스쿱스 게임이 유행을 해? 진짜 한다고? 말도 안돼 음. 에스쿱스 그 게임 그 유행시키지 말고 신기반기 뿡뿡반기 유행시키려요 너 음, 요즘 그 유행을 모르는구나 음. 신기반기 뿡뿡반기 게임이야? 유행어야? 아니 그냥 유행어야 또 예,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이거 숙제 해오라고 했지? 왜 안 했어? 신기반기 뿡뿡반기다 <laughs> 진짜 너무 초딩 같다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고? 학생한테 아니면? <laughs> 아니야 회사에서 부장님이 어? 이대리 이렇게 해오라고 했어 안 했어? 어? 할 거야 신기반기 <laughs> 아, 아 위형 미쳤나봐 아, 여러분 알겠죠? 제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신기한 게 뿜뿜 한게 유행시켜요 써야겠다 막 어디선가 나 댓글인가? 음. 막 순간아 너 막 맘껏 먹는 브이라이브도 한 번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음 편지 아니 음. 음.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전 먹을 때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은근히 먹을, 먹으려고 그치 음. 날 잡으면은 이제 만약에 3명이다세명이서 같이 밟는다면은 정한이 형은 뭐 만약에 찜닭을 세명이서 먹는다면 중을 시키는 스타일이고 저는 세명이서 먹으면 대를 시키자 음. 네. 예. 그걸 살짝 저희가 달라가지고 일본에는 두 명이서 먹으니까 중을 시켰잖아 소 안 시켰잖아 네. 응. 그래서 난 그거 다행이라 생각했어 와. 너무 속상하다. 순간이 내일도 피곤해. 요 내일 아주 중요한 날이라 가지고요. <coughs> 그래도 뭐 뭐야 온라인 수업 중인데 라이브 보고 있어요? 그러면안 돼요. 안 돼 안돼. 몰래 봐야 돼요 진짜 걸리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안 돼요가 그러니까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어, 걸리면 안 돼요 음. 뭐 솔직히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만 집중해 맞아 그게 쉽지 않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했어? 네. 초등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올랐구나 네 저는 진짜 장난 많이 쳤대요 저도 음. 네. 그래놓고 갑자기 혼자서 장난치다가 갑자기 되게 혼자 진지해지게 쌤 말 잘 듣는 타입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 놓고서는 몇 분 있다가 막 집중하는 척하는 그런 애들 아그 옆에 사람은 혼나고 넌안 혼나는 거야? 너무 얌생인데? <laughs> 친구들 싫었겠는데? 그래도 쌤, 쌤 입장도 있으니까 그래 음. 제 네 번호 부탁합니다 아이스테루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어.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에어컨 들어줘? 네 괜찮아요 저희가 <coughs> 그거 말해주잖 숙, 숙소의 음. 특이점 뭐? 아, 또뭐 얘기하게 <laughs> 정도는 음, 음. 괜찮잖아. 저희가 이제 숙소가 <laughs> 숙소가 이제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숙소 보일러가 나랑, 처음에는 처음엔 몰랐어. 그러니까 승관이랑 나랑 이제 아예 나랑 다른 방이니까. 얘기하자. 응. 음. 아예 다른 방이니까 승관이 방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몰라 저는 좀 뜨겁게 살아요. 음. 좀더 덥게 있어야지 감기도 안 걸리고 겨울에 해가지고 좀 보일러를 좀 많이 올려놓는 편인데 처음에 몰랐지. 그래서 저는 제 방을 아무리 27도로 해놔도 안 따뜻해지는 거야. 음. 방이 안방이다 보니까 크니까. 그래서 28도, 29도까지 올려 29도까지 올리니까 조금 방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올려야지 따뜻하구나 하고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며칠 지나서 <laughs> 순간 아, 제가 이형 방보다는 <laughs> 작은 방에 속해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승관이 방은 내가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저희 집은 그 보일러를 내 방에서만 음. 그 작동이 조절이 가능해 돼. 조절이 어. 가능해 꺼도 내 방에서 꺼야 되고 펴도 내방에 그래 온도 조절도 다 내방에서 가능한데 그걸 처음에 이제 몰랐지. 그 상태에서 29도로 하고 자니까 승관이는 근데 왜 왜 <laughs>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아침에 승관이 깨우려고 방을 딱 들었는데 진짜 사우나 같은 거야. 너무 뜨거운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고선 응. 어 승, 바, 저거 뭐야 보일러를 26도로 해놓는데 26도로 해놓으니까 내 방이 너무 추운 거야 음. 밤에 잠잘 때. 음. 난 지금 딱 좋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유튜 방뭐 또 다른 방들 맞아. 네, 때문에 26도로 해놓고. 아, 진짜. 와 그때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 선풍기 틀고 그때는 어. 에어컨 설치도 안 돼 있었잖아. 맞아. 와. 그리고 뭐냐 그 격리하기 전전날에 갑자기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름인데. 네. 근데 그 AS를 딱 부르고 하루 뒤에 이제 이틀 뒤에 오기로 되는데 AS를 부르고 하루 뒤에 저희가 격리 격리를 한 거죠. 명령이 나, 내는데 그 격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laughs> 그 냉장고 안에 아, 네. 지 어, 에어컨 없는 데서 진짜 더운데. 와 며칠 얼마나. 그리고 고치고 나서 잘 때 와 이 에어컨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느꼈죠. 아, 진짜 고잉 때 사진 좀 풀어주면 안 되냐고? 고잉 사진? 뭐 무슨 사진이지? 포인트 그게 그거잖아 응 그거 이번에 교복 나 근데 나 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우리 너무 청춘 돋아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긴 해 영상이 있긴 해음 너무 우리가 진짜 재밌게 놀아 내 시점 우리 그 그거 시점 누구 술 누구? 포즈 뭐 웃긴데? 자 보여줄게요 진짜 이보할 때마다 초등학생 되는 디노야 원우 형 포즈 포즈 봐봐 원우 형뭐 딱히 없어요 음. 그런 건데 즐거웠어요 와 아, 이거 쉽지 않다 밥 먹으면서 이거 방송하는 거 왜? 그냥 밥이나 먹으면 되는 거야 그니까 음. 잘한다 뭘? 밥 먹는 거? 되게 밥 먹으면서 신경 안 쓰고 밥 먹으면서 하는 게난 제일 괜찮... 어 편하더라고 제발 다들 밥 먹어요. 진짜 밥 먹어요. 순간 젓가락 교정 성공 실패. 음. 와 어려워요. 나도 글씨 그 교정 실패. 이게 아, 다시 계속 돌아오더라고. 지금도 신경 써서 하고 있긴 한데 어려워. 너무 불편해. 음. 쌈무가 있었네. 나손안 가지 어? 가는데? 닿게?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약간 참기름이랑 이렇게 약간 음, 김가루 썰어가지고 좀 아, 네. 김가루 썰어? 오늘 저녁 추천해 달려요 음. 바기바기 차돌박이 차돌박이 괜찮다 그리고 음. 자,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 원래 혼자 이러고 살아 응, 이렇게 살아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좋은데? 누가 만든 건데 그거를? 내가 어? <laughs> 제발 좀 이상한 거 좀 퍼뜨리지 좀마 내가 그럼 애들은 또 학교 와가지고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박이라고 모르는 그게 뭐냐? 한이 오빠가 한이 오빠가 한 거거든? 너 한번 아냐? 맞지? 이구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떠들어 밖으로 나가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선생님한테 진짜 그러면 안돼 야 학교 그 부장님이 학, 아, 이 회사 부장님이 이래리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형 알, 알바 해봤어? 알바죠 해봤죠 무슨 알바 해봤어? 난 전단지 알바 해봤어 응 나도 왜? 어 몰라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아? 어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 근데 그때가 진짜 한겨울이었어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발 진짜 꽁꽁 시리며 했었었지 신기하다 또 그렇게 번 돈은 못써 음. 음, 아주 사람께 소고주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 음, 맛있다 맛있는데? 응 음, 많이 먹어 음. 너 때문에 산거 아 진짜? 내가 새우도 너 때문에 샀었는데 네가 진짜 배토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아 얘기했었나? 말해, 말했던 것 같아 갑자기 형 꽃새우 막 사가지고 말했죠 그거 갑자기 승관아 먹어봐 <laughs> 아니 나는 아무것도 지금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냥 맨 상태인데 어디 갑자기 수산시장 손 이렇게 이렇게 수산시장 내가 그때 얼마 이거 애들 먹으면 맛있게 맛있어 하겠지 하고선 어 비싼 돈 주고 아주 그거 사가지고 생새우 까서 너한테 몰래 승관아 먹어봐 했더니 으으 하 가가지고 <laughs> 다 뱉고 그리고 나한테 막 어, 한- 씻으면서 얘기하더라 승관아 화내고 산- 새우 샀는데 먹어볼래? 소장에 찍어줄까? 서프라이즈를 화내 말해주고선 주면은 그게 서프라이즈야? 참는다고? 성관이는 응. 음. 행복해요. 제가 많이 챙겨서. 근데 형 요즘, 요즘 나좀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아닌가? 아니 뭐 항상 좋아했지. 아니야 항상 좋아하던 느낌이 좀 다르던데. 딱 그렇게 좀. 다, 응. 음. 좋아하지 다 좋아해. 너를 너 보는 눈빛이 좀 달랐어. 아니 아니 그런 거 하면 재밌어. <laughs> 그냥 하는 거야? 어. 무대 리허설 같은 거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관이만 봐요. 승관이가 뒤를 가든 앞을 가든 <laughs> 뭘 하든 계속 쳐다보고 있어. <laughs> 춤추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되게 당황스럽지. 왜 쳐다보는 거지? 그걸 이제 내가 지켜보는 게 재밌지. 뷰티풀다 했던. 응. 음. 뭐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뭐 나한테 할 말이 할 말이 있나? 하다가 이제 두 점을 반복하니까 저거 뭐 장난이구나 이씨. 음. 했지. 이쪽에도 있었어 불가? 음, 먹어 먹어 응. 배불러졌어? 먹어 먹어 많이 먹어 신기방기 뿡뿡방기 바기바기 자들바기 절대 선생님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선생님한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도 진짜 힘드세요 응. 진짜로 <clears throat> 나는 고향 친구를 만났잖아 음. 고향 친구 놈이 그냥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 계속 하냐고 뭐 했는데? 뭐 이소라 선생님 따라하는 거나 음. 그때 한창 나가수나 뭐 등등 뭐 할 때뭐 뭐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가지고 뭐 내가 멤버들 따라하듯이 음. 선생님 막 뭐 국어 선생님 따라하고 선, 사회 선생님 따라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 들어오기 직전까지 내가 사회 선생님 따라하다가 음. 선생님 들어오면은 난 재빨리 앉는 거야 앉아서 까물지 않았죠 어, 어. 사회, 사회 선생님 들어오면 이제 자기를 보고 다 웃으니까 <laughs> 애들이 어. 방까지 내가 따라하고 들어갔으니까 음, 음. 왜 웃는 거야? 하다가 <clears throat> 하다가 이제 똑같은 포인트가 나오면 또 웃고 막 그랬었지. 그렇게 선생님 놀리면 안 돼. 애들의 그그렇 에너지를 위한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절대 그 선생님 앞에서 하면 이제 바로 벌점. 진짜 원래부 묘사를 좀 잘하잖아. 지금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 몰래 하다 걸리면 핸드폰 뺏기나? 지금 핸드폰은 어? 지금도 핸드폰 제출해요? 말해도 돼요 제출을 하나? 우리는 하다가 뺏기면은 한 달 동안 안 주셔가지고 오. 그때는 근데 이제 또 그 핸드폰 요금이 음. 또 크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핸드폰 한 건 내 잘못인데 음. <laughs> 어 그랬었지 패딩 바지 왔지 패딩 바지 왔지 음? 내가 패딩이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그때 음. 그 하체 그 터진 날. 더, 어 그때 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패딩 바지 샀거든. 어? 입고 다니 어디서 어디다 얘기했어? 미버스에? 음. 너무 추우니까 다들 꽁꽁 싸매고 다니라고. 와 청양고추인가 봐. 너무 매워. 응. 깜지 써야 된다고 깜지 그치 깜지로 많이 썼지 나는 <laughs> 내, 내 옛날 어릴 때 이제 못된 마음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응.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 안 하고 맨날 막 놀고 막 계속 이랬었단 말이야 그,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하도 얘가 공부를 안 하니까 어, 이게 딱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부방을 보고 온 거야 음. 그때 근데 1층에 이제 딱 가면은 진짜 창문으로 보면은 방마다 이렇게 다 책상 있어 다 공부하고 있어 음. 그래서 거기를 가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먼저 갔지 <laughs> 내가 먼저 갔는데 <clears throat> 거기가 진짜 엄청 힘든 공부방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스파르타인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공부를 성적이 떨어질 수가 없어. 음. 무조건 오르는 어. 그런 공부방이었는데 내가 먼저 갔어. 근데 거기는 이제 체벌도 가능하지. 그때는 음. 그때 당시에는 체벌도 다 가능했어. 학교도 그랬고 뭐가 뭐 다 가능했었었는데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90점이 안 넘으면 1점당 한 대? 막 이렇게야. 와 미쳤다. 뭐 100문제를 풀어서 뭐 15문제 넘게 틀리면 틀린 개수마다 맞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 맞을 때마다 46대 막 이렇게씩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주걱으로 맞았어. 엄청 큰 주걱이 있어. 이만한 주걱으로 이제 맞는데 딱다 이렇게 딱쓴 다음에 허벅지 이게 아, 양쪽 팡팡팡팡 이렇게 맞아 진짜 너무 아프거든. 어. 근데 나 뒤로 맞는 애들이 이제 줄을 쭈르륵서 있단 말이야. 하, 그래서 막, 막 맞고 너무 아픈데 근데 또 성적은 올라. 왜냐면 맞으니까 <laughs> 맞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안 틀리려고 한 문제라도 안 틀리려고 <coughs> 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적이 오르니까 엄마는 또 좋아하지.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되는 거지. 어. 근데 이제 내이 못된 마음에 이거는 나만 당할 수 없다. 응. 내 동생도 당하게 하겠다. <laughs> 그래서 정말 힘든 학원이지만 엄마한테 어, 엄마 여기 진짜 대박이라고 여기 여기 여기 다니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수빈이를 아, 동생을 보내야 된다 와 이렇게 해서 내 동생이랑 같이 다녔어 같이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수빈이도 아, 도, 아 계속 말하는 거야. 동생도 막 되게 맞, 많이 맞지. 거기는 맞을 수밖에 없어. 응. 어떻게 100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12, 문제 15문제밖에 안 틀려. 그치. 그러니까 진짜 제정신 아니야. 진짜 계속 맞으면서 근데 어떻게 수빈이가 성적이 또 올라. 올라. 동생이. <laughs> 어, 엄마는 또 좋아. 좋아. 그러다가 내가 또 거, 거기가 또 이제 금지된 상들이 있어. 막 음. 뭐를 뭐몇번 하고 뭐 이러면 틀리고 막, 막 뭐 지적을 몇 번 받으면은 막 잘리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음, 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지적을 뭐 이제 몇번 또 받은 거야. 아. 그래서 나 혼자 잘려서 나 혼자 나가고 다른 데 가고 <laughs> 동생은 제발 진짜. 거기에서 <laughs> 공부하고 그래서 동생의 <clears throat> 지금까지도 그때 어. 얘기를 오, 오빠는 나 거기 넣어놓고서 <laughs> 자기 잘려가지고 나가, 나가서 아, 다른 <laughs> 학원 다니고 근데 이제 내가 또 다른 학원을 가는 거야 음. 다른 학원을 갔는데 거기도 이제 힘든 학원인 거야 <laughs> 근데 거기는 국어 선생님이 어. 힘든 학원이었던 거야 어. 내가 그래서 팬들한테 옛날에 캐럿들한테 국어는 8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라고 아. 얘기를 한 적이 아. 있었어 거기를 가면 국어가 80점 밑으로 떨어질 아. 수가 없는 학원이야 또 왜냐면 문제를 <laughs> 시험을 봐 <laughs> 문제를 틀리잖아 뭐 거기도 뭐 88점인가 이상 안아막 뭐, 뭐 진짜 뭐 100점을 맞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돼몇개 음. 틀리면 안 됐었어 그래서 주말 거기도 이제 쉬는 날 없이 토요일을 다 가는 학원이었는데 어. 이제 구, 막 뭐 영어랑 수학 선생님은 조금 유하셔 어.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시기도 잘 가르치시는데 어. 이제 그 안, 집을 안 보내시는 주 음. 거지 음, 음. 그러니까 뭐 두 문제만 틀려야 되는데 음. 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 <laughs> 국어는 지문이 있잖아 어. 지문이 막 뭐 이만한데 이 지문과 틀린 거 오답 노트를 한 문제당 다섯 번씩 써야 되는 거야. 아, 미쳤다. 그러면 지문 맞아. 그 오답 노트 적을 때 문제도 다 적어야 되잖아. <laughs>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집을 가겠어? 그러면 또 오답 노트를 쓰면서 이게 당연히 공부가 돼. 그러면 또 국어 성적이 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laughs> 또 올라. 거기 그, 그, 그 학원 좀 알려달라고. <laughs> 그러면서 수빈이가 이제 그 학원을 나왔어. 어. 그래서 수빈, 엄마 여기 대박이 나고 여기는 성격이 수빈이가 또 그 학원을 왔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연습생에 들어가고 수빈이는 그 학원을 들어가겠어. 예, 거기는 그 때리진 않았어. 근데 아, 우리 수빈이 아유, 공부를 계속했지. 누가 누가 볼게? 오늘 나도. 아 웃기다 옛날엔 다 그랬어 저는 저도 중학교 종합학원 다녔는데 남중을 나왔어요 남중을 나와서 근데 종합학원을 이제 제주도 제주시 쪽에 그러니까 뭐 제주시도 아니라 어, 제주시지 근데 제주시가 보통 많이 있고 각 중학교 애들이 막 모여 있는 데인데 아 옛날에 뭐 여기 다녔다고 얘기도 했어 너무 너무 뭐랄까 신기한 거야 막 짝꿍의 여학생도 되고 막 다른 중학교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또 다른 이제 학교인 거지 학교 갔다가 또 다른 학교를 가는 거지 그러다가 또 막 학원이 막 수요일에는 4교시만 하는 학 5교시까지 어, 원래 수요일은 사, 사교시만 하는 학원이 또 있어 막. 학원이? 어, 학교처럼 어. 너는 좀 이렇게 편안한 학원들을 많이 다녔구나 아 우리도 빡 그렇게 어 우리도 빡세게 했는데 형들 형들처럼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4교시 끝나고 평소처럼 5교시 <coughs> 끝나는 것처럼 셔틀을 타고 가고 싶었던 거야. 어. 그럼 4교시 끝나고 그한 4, 50분 동안 밖에서 그냥 뭐 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냥 분식집 응, 음, 음. 가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학원에 점점 소원이 퍼질 때였어. 그치. 점점 어 제 시간에 학교를 안 간다는 그부모님이 음, 음. 전화가 온다 제 시간에 가라 끝났으면 근데 그날도 말을 안, 안 들어서 또 부직식 가고 막 놀고 했어 음. 근데 셔틀을 타, 타, 타려고 했는데 학원 원장쌤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탁 타면 되는데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하다 도망쳐 내려왔는데 딱 나랑 초등학교 동창인 어떤 그 여자애랑 같이 내려온 거야 뛰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어떤 차 앞에 숨었어 차가 차가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면 여기에 숨었어. 이렇게 딱 숨었어. 내가 누구야? 어디 있어 너네? 누구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간다 싶은데 갑자기 시흥시동 걸린 소리가 우리 앞 어. 바로 우리 차였던 거야. 그 사, 음. 원장님 차였던 거야. 음. 그래서 바로 켜져가지고 잡혀가지고 <laughs> 혼났어. 진짜 대혼남. 참 잘하는 거 얘기해 주죠. 저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똑같지. 응, 네, 다 똑같지. 아뭐 뭐 다, 다 똑같진 않을 수 아, 있는데. 아 그렇지 저희보다 더. 저 말썽국이 대꾸러기였다는 걸 또. 학교 학원에서 이제 얼마나 힘들어 학원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 지치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 학원 창문 밖으로 가방 던지고 도망가고. <laughs> 그랬었던 적도 있었다. 근데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아빠한테 돈 엄청 받고. <coughs> 어릴 때는 뭐 음. 속상하지 여러분 거짓말씨 학 다큐 보셨어요? 아, 안 봤지? 음. 진짜 대박이야 거침없이 학교 다큐 보세요 여러분 아 근데 여기 모르는 애들이 있겠구나 그치 거침없이 하이를 모를 수도 있어 넌 논스톱은 아니? 알지 논스톱까지는 알지 그래? 응형 알아? 아, 알지, 형이 알지 알겠지 아. 당연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을 캐럿들과 함께 했네요 네 이렇게 밥이나 먹자고는 끝났고요 음. 밥이나 먹어요 아니야? 먹자요 아 먹자요 밥이나 먹자요 밥밥밥 <laughs> 밥이나 먹자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밥이나 먹자요 네 매끼도 마술 알지 음. 야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얼른 다들 자요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면 자야 그때도 7시에 자잖아 이제 자야 돼 7시면 자야 돼 여러분 다들 잘 자요 어주세요 캡처하게 포즈 한 번만 네 안녕 안녕 오늘 진짜 뭔 소리를 한 건지